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 수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들의 위치에 맞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데 반해 죽어서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은 그냥 누워있는 채로 영혼만 분리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영혼은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여 분리된 자신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나 영혼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가족에 둘러싸인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고 난 뒤 영혼이 바로 이승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49제를 지낸 이유는 보통 49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방황하던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고인을 위한 정성과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영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49일) 정도가 지나면 그 영혼이 생전에 갈고 닦은 영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하늘에 배치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차원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곳입니다. 영혼이 몸을 벗고 가는 곳은 이 넓은 우주 공간의 어느 곳이며 그곳은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천, 중천, 당천, 선계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정도에 의해 크게 구분한 것으로 세분화하면 존재하는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많습니다. 인간이 사후에 가는 곳을 영계, 법계, 천국, 천당, 극락, 지옥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천으로 갈수록 낮은 의식 상태이며 행동 반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높은 의식 상태에 있을수록 항천이나 성계로 갈 수 있으며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최대치의 높은 의식 상태와 행동 반경을 지닌 존재가 선인이며 완전한 존재, 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